아니 저기 우회장님 이게 이세라 때문에 막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 아니야 상당히 복잡했죠 뭐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셨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담 유황하고 음, 오이를 음, 뭐 이때까지 한 90% 이상 음, 계속 걸로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야, 음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생물이 막 공간에 퍼지면서 그냥 어, 음. 자담에서 음. 진짜 홍보할 만합니다. 아, 자신 있게 그렇 아니 아, 사원님 여기 이세리라고 꽉 찼을 때 기분이 어땠어? 기분이 나빴고 어, 언니들한테도 욕도 없고 딴 사람들한테 이제 막 야단을 맞았는데 어. 이거 해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<laughs>